음. 네, 민원 처리 기간이 지났다는 네. 이유. 바꾸는 어, 방법은 간단합니다. 총 75와트이고요. 그리고 이걸 누르고 볼륨 20, 20. 저작권 때문에 어,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걸 연결하고요. MD로 넣습니다. MD. 그리고 하나 더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그 서경선 대표로부터 이제 불법적 이제 수임료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, 여기서 안테나 설치를 엄청 잘 해야 됩니다. 안테나 설치는 자 안테나 설치 여기 다이폴 다이폴 AM 라디오 AM 안테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밑으로 FM 선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들어가서 결선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